메기 발사 오! 얘들아 물에 안 들어가도 돼 옆에 한 마리 떨어졌거든 안녕 여러분들 그럽니다 와 진짜 소독 시간이 있는 이런 연구센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,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디테일 똥이죠 똥 대박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달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대산입니다 와, 그 수달 종류가 엄청 많네요 예,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달이 네. 13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수달은 유럽, 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유라시아 수달 이 친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종이고요 환영기념물이고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이제 보호받고 있는 종이 이 수달이에요 옆에 보면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 수달이 없는 지역으로 나오거든요 음, 멸종된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제 수달이 없다고 멸종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존이 좀 되고 있는 중이구나 요즘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 브라질 먹을 이렇게 또 이동이에요 아, 딸 예, 예, 예. 음. 아이들의 골격 표본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 커피를 적응하고 있다 정식 보고 좀 오. 안녕. 아가야네. 안녕. 코코 어쩌면 좋겠다. 우 예. 네. 친구들은 이제 어미를 잃은 친구들이 이제 특히 수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주로 부조구가 많아요. 아 이제 봄철에 새끼가 태어나서 여름이 되면은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이제 수영 연습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장마철이고 태풍이고 하니까 또 이제 떠내려가갖고 음 어미를 잃는 친구들이 많아. 따로따로 아 새끼 때도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? 따로 왔다 근데 수달은 어, 들어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따라한다 오 진짜로? 어? 성경씨 이제 수달이 수달이가 한 하나가 되신 것 같아 짜들만 주거나 무리에 살을 하실 것 같은데 어, 그래도 조금만 돼도 발톱이 세다 역시 유라시아는 예때얘가 너무 이뻐. 음. 강아지처럼 하면은 그쵸. 저희가 대문절과 따르고 기 때문에 반사가 아, 아. 안 되는 네. 그렇 너무 사람 선택 안 되니까 맞아. 야생의 가래들이니까. 그런 거호기 진짜 많다. 애기라. 어, 올라. 맞아 음. 음. <laughs> 바로 밀것 같아. 것 같아. 오. 아까 그거 맛있거든요 아저 구멍이 애들 집이구나 <gasps> 안녕 오이고 <laughs> 서가지고 있는 거봐 귀여워 약간 구경하네 애가 뭐 가져왔니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<laughs> 야 이제 여기를 놓습니다 <gasps> 와아 물속에 넣어서 오 잡았어 바로 바로 잡았어 빨라 빨라 그러니까요 역시 말 아는구나 애들이 에 예. 메기를 무슨 미꾸라지처럼 우리 애들 미꾸라지 먹듯이 <laughs> 먹고 있어 이볼라 이제 단발톱수달 이 친구들은 따뜻한 거 좋아하는데 여기 야외 방사장인데 그럼 겨울에는 여기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? 그럼 얘네는 털, 높이 때문에 아 체온 유지가 돼가지고 네. 예전부터는 이제 이런 좋은 옷이 없다 보니까 동물 털, 이제 높이를 이용해가지고 체온 유지 위해서 이제 애들을 많이 사냥을 했는데 아. 지금은 아 겨울철에도 패딩 옷 따뜻하게 잘 나오고 하니까 곡물 무피 이런 거는 이제 조금은 좀 멀리 해야겠죠 우리 애들이 음식 이름 짓듯이 여기는 이제 연예인 이름 짓는 거야? 어, 얘 먹이 많은데 애들이 엄청? 얘는 코스염 있어 오빠 어이 그래도 어, 어, 안녕 <laughs> 바쁘다 뭐했어오 어. 대박 안녕 이게 가족이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애기 떨어졌거든. <laughs> 오, 진짜 빨라. 저까지 <laughs> 올라갔는데? 계곡까지 올라갔고 아 이렇게 물고 바로 가네 크리퍼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귀여워 귀여워 단어 번호도 어, 예, 있고 꽃배기도 있어 어, 나쁜 게 있고 꼬로리도 있네 꼬로리야 이런 이런 식으로 모자 만들고 티셔츠 만들 수 이쁘겠다 음 진짜 예쁘다